똥을 먹었는데 소문이 안 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, 아니지 그럼 제가 똥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준비됐어요? 왜? 뭐? 똥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뉴스 나게 돼 먹었는데 아무도 모르기 저 선생님 저 그런 소리 하면 <laughs> 나갔어요 아, 어, 려운데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잖아요 제가 똥을 안 먹었어요 근데 막 뚜, 뚜가 아딱 봐도 지성이죠 아 김지성 똥 먹었어 아 상관없어요 It doesn't matter 왜? 왜냐? 항상 그렇거든요 와 저는 아, 안 먹었는데 뉴스 나기 어 그게 낫겠네요 홍보 효과도 있고 어. 안 먹었는데 뉴스 나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진짜 이거 뉴스 나는 거 아니야? 올리오노브 유정 또, 또 먹은 거. 걸로 밝혀져 이렇게 전자로 가겠습니다 전자로 가서 네. 사람들의 오해 푸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뉴스 나기 다음 주에 네. 제가 동아일보에 제보하도록 이슈예요, 하겠습니다 이슈. 그러니까 뭐든지 네. 이게 다 관심이라고요 그런 게 네. 진실이 중요한 거죠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똥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소문나기로 하겠습니다 8만 대장경 읽기 대 대장내시경 8만 번 하기 와 제가 대장내시경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대장내시경 8만 번이면 거의 뚫, 대장이 없어진다 뚫리 언제 다 했냐 그래도 좋은 말씀이니까 너무 좋다 그래도 제가 이걸 다 읽고 나면 깨닫는 게 많겠지 네. 대장내시경 8만 번 네. 시뮬레이션 가겠습니다 어? 대장내시경 8만 번을 해버리면 네. 이게 줄어잖아요? <laughs> 저는 8만 대생경 읽겠습니다. 저도 8만 대생경인데. 네. 그래서 저는 8만 대생경 읽기를 선택하겠습니다. 8만 대장경판을 읽겠습니다. 와 네. 그러면은 저 다음 독서과, 주에 독서과 네 규빈 씨와 네. 함께 8만 대장경 읽으 뭐 이렇게... 행사로 떠나겠습니다. <laughs>